아, 아, 아.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지않다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되고 빛나고 꾸고 별은 영원히 잠들지 않는 꿈을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수 我的空。 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